2020년 12월 31일 2020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스타트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 파로미 어, 잠깐만 저기 뭐야 아이또 불 켜져 있어 어, 아저씨. 저, 우리 얘기합시다, 얘기합시다. 내가 무서워서 숨었는데 잠깐만요. 아저씨, 여기, 아저씨 말고 또 따로 누구 있어요. 잠깐만, 아저씨. 여기 누구 있어요. 아저씨. 제가 무서워서 숨었는데, 여기 아저씨만 있는 게 아니라 좀 누가 있어요, 또. 哇哦 아저씨 아저씨 아저씨 어, 잠깐만요 자 우리 얘기를 합시다 아저씨 많이 추워요 날씨가 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날씨가 많이 추워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렇게 위험합니다 아저씨 위험해요 아저씨 위험합니다 위험해 위험해 어? 누구야? 아! 아! 아! 새끼야! 아, 씨 여러분들 지금까지 정화해 봤을 때 이거 진짜 남의 집 사람인 줄 알아 사람이겠지? 근데 사람이 내 아까 집에 이불에서 뭐가 돌아가는 움직임까지 봤는데 사라지고 없어 이 3층인데 여기가 지금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이거? 솔직히 사람인 것 같다고? 귀신인 척하는 사람 아무리 사람이라 해도 사람이라 하면 이게 갑자기 증발해볼 수가 있나? 나와 코난 범인 나와 코난 범인 신발? 신발 어딨어 어디 있어? 지금 여기가 어디냐 얘들아? 잠깐만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지 얘들아 여 여여 여, 여. 나와 코난 범인 나와 코난 범인 여러분 유튜브에 있어요 가는데 어떤 아저씨하고 저희 대면을 했습니다. 이런 건물입니다.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죠.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규모가 큽니다. 근데 제가 몇 번을 돌아봤는데 잠긴 데가 많이 있고 짐이 없어요. 보시, 보시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불켜져 있어요. 직접 만나서 유튜브에 있습니다. 어.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어.